Mazingwa taranti mazingwa buindo mazwa fao mikwebi diminzu miamu mazwa venyonga taro mazingwa onga komanti bise a wayene yama mora kanga yama moe 瑰丽的民族面貌，马祖阿伯我眼里也照阿达罗，我眼里也敬。马祖阿伯阿达仁慈，马祖阿伯不畏难，马祖阿伯哦。 Bikwe bi di min zo mia mo ma zo a ve nyong taro ma di nga wa. Ong a do ne ta me ta me a ma ye ne ke ye siye te o su. Bikwe bi di min zo mia mo ma a ve wa ye ne ye zo a taro wa ye ne ye jing. Ma jing wa taran ti ma jing wa buin do ma zo a fan. o mi kwe bi di min zo mia mo ma zo a ve nyong a ta ro ma di ngau e zo ma na bo e ning za me a ma bo do mo ma jing wa e a mi kwe bi di min zo mia mo ma zo a ve wa yen ye zo a ta ro wa yen ye jing Ma jingwa ataranti, ma jingwa buwindo, ma zuwa feyo. Bi kwebi di minjou mi amou, ma zuwa venyonga atarou, ma jingwa. A mou lou ou a yenis yan kou mou bot, ou lou ou yan kode a yin sin sin zamba. Min kwebi di minjou mi amou, ma zuwa venyonga atarou, ma jingwa. taro wa yen ye jing ma jing wa taran chi ma jing wa buin do ma zo wa fa o mi kwe bi di min zo mia mo ma zo wa ve nyong a taro ma jing